지방이식으로 가슴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가슴이 너무 작은데 큰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방을 아무리 넣어도 그 지방이 거기에 다 자리를 잡고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결과를 얻기 좀 힘들고요 반면에 어느 정도 현재 가슴에 볼륨이 있으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지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으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슴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충분한 양의 지방이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지방이 충분치 않은데 몸에 이곳저곳 해서 억지로 지방을 긁어오듯이 뽑아내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생착률 자체도 떨어지고 그리고 생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생착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슴 지방 이식이 추천되지 않고요. 반면에 몸에 좀 군살이 있고 이러신 경우에는 그 부분 군살들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가슴 지방이식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죠. 어, 보형물이랑 지방이식이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결국 어느 한 수술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수술로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슴 지방 이식 수술만으로는 원하는 볼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볼륨을 보형물을 통해서 대신 이때는 또 너무 큰 보형물을 쓰지 않고 조금 작은 보형물을 쓸 수 있고 그렇게 볼륨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또 가슴 보형물로만 수술을 할 때는 우리 보형물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슴의이 가, 가슴뼈 근처의 안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슴의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가슴의 아랫부분 위주로 보형물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이식으로 같이 채우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의 윤곽이 피부 밖에서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밖에서 보일 만한 부분을 미리 지방이식으로 커버를 해주면 은 수술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슴 지방이식과 보형물 수술은 꼭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방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지방이식을 하셨지만 조금 더 볼륨감을 원할 때는 나중에 보형물을 추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